김밥 종국은 전국이에요. 한국 그다음에 김밥 전국. 그래서 한국 사람들 김밥 종국 가는 곳. This is the best food in Korea.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거. 나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오하탄 친구들 다 여기 먹어요. 이거는 초시사예요, 한국에. Let's go. 혼자예요. 한, 한, 한 분이에요. 라면이랑 김밥 중국 이렇게 비싸져요? 원래 2,500원인가? 잠시 하나 야채 김밥 먹고 싶지 청양고추 김밥 야채 김밥인가? 라면 하나 그리고 야채 김밥 하나 저 김치 없잖아요 음. 이거 이거 없으면 이거는 김밥 중국을 많이 먹고 이거 무한리뷰 뭐 이거 아마 리얼 이거는 아마 우유로예요 선생님 혹시 김치 리뷰도 될까요? 아, 네. 네. 네. 필지 없으면 괜찮아요. 필지 없으면 초코파이 있어. 아 유럽에서 2유로예 나는 막 유럽에서도 못 살아 못살 거예요 김치 김치 소, 주처럼 맛있어 안녕 김밥정국 에? 네? 이 하나 더남았네 작가님 결제해 주세요 계산했어요? 예, 네, 네. 그냥 예, 가시면 돼요 아? 계산했어요? 네아니요저 계산 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아이고 왜 인사 안 했어? 고마워요. I'm in the terminal right now. 야 진짜 사람 엄청 미쳤다. 내 거 비행기는 이거. 아, 알라 아사라마라고. 어, 여기 약국도 있어. 사람들 여기 자고 있네. Comparing to the first time I coming to Korea, this is a huge difference. 오, 여기 군인 가는 곳이야. 어? Am I going to Brazil? 잠깐만 잠깐만 No I'm not going to Brazil I'm not going to Brazil 아니 절대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이거다 이거다 아 그럼 다른 그럼 country마다는 이런 거 폼을 써야 돼요. I have my QR code. Yes, I'm done. Let's go do the check-in stuff. Oh, Can I have your passport? Yes, 네, 네, 네. 저희 포타를 맞으시죠? 리쉘? 오 마이 갓. please, I bought my ticket. oh, Yes. You it's ticket, right? Yes, it's the ticket. But actually, this flight is 19th. It's yesterday's flight. Oh, yesterday's flight? Yeah. Uh, really? Yeah, let me check was yesterday. thought it's today. <laughs> 아, 어떡해. <laughs> no, I'm I'm so sad. I'm so sad. <laughs> 아, 나 지금 <laughs> 어째 나. Can I buy a ticket now? Is it possible to buy a ticket now? <gasps> 어, 어떡해, 어떡하지? guess what? I bought another ticket. 다른 케이트 샀어. 아니 나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아, 울었어. 아니 아까는 내가 줄이 었는데 내가 진짜 남의 남잖아요그 남자 그냥 위에 가서 나 진짜 아직도 울고 싶어 진짜 내가 거기 있 1년 동안 기다렸어 진짜 15분 동안 기다렸어 내가 표도 거기에서 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나 직집에 거기 가서 거기 줄에 서 있어 그 다음에 그 남자가 그냥 갔어 진짜 진짜 내가 라면이랑 사이표 살 때는 그거 있어 진짜 I was like so pissed 너무 화가 났어 진짜 근데 아니 나 키 작아서 그래요 때문에 이거 샀어요 This is for Dubai 두바이 사람마다